지으시라 하나님 날 부르시라 하나님 날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은 것은 다 하나님을 nào 가도 나로 그 십자가 공개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을 내라 de vos.